I'm your hope, you're my hope, I'm J-Hope 안녕하세요 Disney Plus 구독자 여러분 제이홉입니다 저의 솔로 앨범 Jack In The Box 제작기와 롤라팔로자 공연 behind story가 담긴 솔로 다큐멘터리 제이홉 in the box가 드디어 Disney Plus에서 공개됩니다 Wow. 지금까지 어디에도 공개한 적 없었던 저의 이야기들을 모두 솔직하게 보여드릴 예정이니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2월 17일 디즈니 플러스에서 만나요